안녕하세요 왕장순입니다 어, 오늘은 우리 양이들을 위해서 이게 뭐냐 네, 또 하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양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 편을 만들겠습니다. 됐다! 얘들아 이거 28,000원이요 Thank you.